것이 멈췄으면 심장이 쿵 순간 모든 것이 멈췄으면 우리 둘만 Oh baby you are my shining star 그대만 보여요 그대만 들려요 Baby you are my everything 그대만 느껴요 다시 one two three four five 눈은 뜨지 마요 shiny